I'm losing. It didn't see, didn't see the, uh, the face. Uh, our face. John and Buggy. Even though you can't see our face, but we are here. <laughs> yeah, out here. sugar, don't eat barbecue. 바비 아 바베큐. Dried grape juice? 주스? I think so. 건포도 주스 같은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고. 이거 이거는 어떻게 먹어? 소프트 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몽골리안 바베큐. Lamb barbecue and the chicken barbecue. 어. And after a few minutes, the uh, the barbecue will be ready. Okay. Okay, okay, got it, got it. 이거 이거 주스 통인데 되게 말랑말랑해. 약간 젤리 젤리 만지는 느낌? 응. 몽골 트리... 바베큐. 고기 오 맛있다 오늘은 사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근데 진짜 풍경이 되게 지금 이상해요 저기 저기는 꺼먹고 비 오는데 와 와, 진짜 없다. 와, 칠뽀빠 진짜 그 장난 아니다. 여기 내가 나오면 안 돼. <laughs> 오 낙하 사와 어, 오 어, 근데 낙타 진짜 크다 오오오오오나나뭐 어, 잡아야 돼 여기에 파마했네요 <laughs> 오, 오, 저 이거 이게 더 힘든데요. 이거 뭐야? 제가 <laughs> 어떻게 안녕 <laughs> 일반 개를 게스트하우스랍니다 오. 오. <laughs> 사막썰매 타러 왔어요 사막썰매 어떨라나 근데 신기하다 진짜 안만 봐도 <laughs> 녹색과 황색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어색하다 어색하면서도 뭔가 멋져